안녕하세요. 이렇게 3D 펜을 좀 간략하게 영어로 그냥 자기소개 Hi, my name is Gian. I studied in Canada for almost nine years. 노래 What? 그댈 봤을 때 아, 가치관으로 어필하기 무인도에 책 한 권을 들고 간다면 맥심이랑 파우스트 <laughs> 부모님에게 효자, 아내에게 좋은 남편 저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 정말 사랑해요 꼭 하나를 해야 한다면? 도박 AV 시청은 바람이다 당연한 본능이다 보수 vs 진보 다음 거 할게요. 젠더 이슈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.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. 남자든 여자든 더치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, 둘,